이게 더 어려운 거죠 지금? 네 조금 더 어려워요 다행이다 밑으로 내리고 한 손으로 네 잡아주시고 네, 해서 쭉 같은 힘으로 쭉 아, 또 왼쪽 먼저 아, 네. 쭉 갈게요 네. 되게 잘하시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쌤, 네. 저도 칭찬 주세요 네, 요거 <laughs> 여기서부터 그냥 지그재그로 바느질 해줄 거예요 그 옆으로 가고 조금 짱짱하게 당기면서 어. 해주세요 네, 잘 일로 왔나요? 네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네 오늘 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맛있는 아, 거예요 지금 왜 왜? 아, 남이 만든 거잖아요 아. 보니까 어딨어요 네 만들어 봤는데 요즘 <laughs> 사회 반항적인 좀 스타일이네요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혹시? 아 이름이요? 네 홍대갑 홍대갑 홍대 최고다 뭐 이런 아니 아니요 그값 말고요 네. 지갑인데 홍대 지갑은 좀 그러니까 좀 줄여서 홍대감 홍대감 홍대 약간 그런 패션 또 성지 아닙니까 그런 데서 딱 이렇게 멋있게 쫙 빼입고 지갑 하나 탁 해서 계산하는데 퍼펙트 어떻게 와우 씨도 지금 마무리 저는 네. 하시는 거야? 아니 아,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이, 이쪽 라인이 사기꾼들이네 <laughs> 지금. 저는 완성됐습니다. 오 이쁘다. 아잘 쓰겠습니다. 링링. 아, 네. 잘 쓸게요. 조이한테 드려야 돼.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그냥 키링. 저스 키링. 오 저스 키링. 저 장난하세요? <laughs> 괜찮죠? 오 어, 근데 더 가까이 더 네. 조심하세요. 어, 이게 지금 여기에 오프 문구가 있고 홈. 네. 홈 오프. 저도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어? 저 약간 이거 보고 네. 잠시만요. 진짜 생각난 어, 아, 거 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아, 이름 어? 있어요? 네, 떠오르는 네, 있어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저도 하나 있는데 와우 씨 먼저 해주세요. 먼저요? 네. 이거 네, 아, 뭐야 진짜. <laughs> 때밀이 아, 사람이 지금 진짜 열심히 만든 거 가지고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알밀이라뇨 저는 또 TXT 친구들 아. 노래가 있잖아요.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세계가 불타버린 밤다 싸우란나비 <laughs> 세계가 불타버린 밤 싸우란나비 네, 아, 좀 길긴 해요 너만의 secret이 되고 싶어 그, <laughs> 이 호랑나비가 그런 표정좀 짓고 있습니다 아, 너만의 아, secret. 진짜로? <laughs> 너만의, 후회 안 하시겠어요? 아, 너만의 secret이 되고 싶어 나만 알고 싶어 너만의 secret. 뭐 아니 그냥 butterfly 말고 firefly 어때요? Firefly요. 네. 아그니까그 요즘 제목들도 보면은 세계가 불타버린 날 우린 하고 뭐 캔추심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너만을 뭐 바라보고 싶어 무하고 가로치고 firefly. 가재인 거죠 영어 아니면 뭐 그냥 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firefly. 아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파이어플라이 오늘 그래도 세 명이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아, 아 이게 아무래도 아 이제 1등을 정할 시간이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네. 1등을 또 정해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해보셨을 때 아이 음? 아, 친구가 1등을 만약에 정해준다면 어떤 친구에게 주고 싶은지 이거 예술성만 보는 거가 아니면 뭐 바느질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아. 이런 정교함 전체적으로 네, 선생님이 네.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정교함은 빼고 네. 아, 네, 아, 예술성을 예술성으로 네. 어? 여긴 예술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술... 네, 그런데 이거 이 세 개 중에 아,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laughs> 예술성 세 개 중에 네. 골라주시면 선생님 잠시만요. 네. 충분히 고민하신 거죠? 어? 자신 없어요? 아, 네, 네, 좀 제대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뭐라 이거 아... 되냐, 아, 아. 진짜! 저는 네. 요걸로, 요걸로, 요걸로 아, 아 하나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2등 가시죠. 어, 그러면 2등은 네. 예술을 했으니까 네. 네. 선생님 <laughs> 그냥 2등 말고 꼴찌 뽑아주시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선생님 그냥 3등을 뽑아주시죠 아 진짜 아 선생님 진짜 2등은 네. 그러면 네, 정교하게 작업을 잘하신 자 지금까지 라붐까지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아까 뚫어서 그런 거죠. 아, 아 아니에요. 형 나도 여기 있어. 너무 예쁜데. 네. 네. <laughs>